대표님 머리에 하도 안 팔린다 그러셔서 선 입구에서 파시는 분한테 천 원 주고 샀어요 <laughs> 여기 서 있으면 저희가 마치 손성태 <laughs>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. 잠깐만 서 있을 거예요 그럼. 차만 <laughs> 차